잘 지내요 오늘도 언제부턴가 참 쉬운 그만 나조차 이 같아서 늘 하나씩 모자라 그 조각을 찾고 있죠 내 마음은 언제나 쓰다만 편지 같아서 늘 길바랬어말 끝에 글썽인 눈물은 내 추억은 언제나 고장난 시계 같아서 늘 흐르지 못한 채 한 곳에만 고여있죠 내 사랑은 언제나 두고 늘 똑같은 자리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죠 사실 난 두려워요 늘 불안한 내 모습 비좁은 이 마음을 누구에게 들킬까 스스로를 지켜낼 시간들 사라지는단 말로 널 숨기죠 꼭 듣고 싶은 그말 괜찮아질 거란 말 꼭 하고 싶은 그 말 찾지는